라이프 코치 입어 하나 둘셋 코치다 헬로 2015년에 지속적으로 악화다가이 격차를 이번에 멈췄습니다 거래 주소가 SK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뷰티풀 어? 안녕 헬로 아 잠시만 나 피곤해 알았어 어디로 가지? 지금 선셋이 얼마 안 남았네 저 사진 빨리 찍고 찍어야 돼 그러네 헬로 Yeah, so today I came Olympic Park and there is Loose Festival today but there are not many people here 장미 페스티벌 하는 거 맞아? So I will see the Loose today and then I will eat iftar 헝그리 아 그니까 러 시켜 먹다 었뭐 어떻게 시키냐고 앱으로 시켜 아니면 어 그치 기다리아 진짜 아, <laughs> 외국인이 러시아 사람이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는다고? 갔다 왔는데 그 우리 매니님이 근데 여기가 왜 올림픽 공원이지? 모르겠어 한국 사 맞아? 아나 머리 잘랐는데 좀 이상해 나도 아, 머리 잘라야 돼 너는 머리 잘라 <laughs> 머리 잘라야 된다고? 머리 잘랐다 머리 잘라도 잘라든지 아닌지 모르잖아 하네아 그러네 <laughs> 아 저기 정미 뭐 어쩌서 고 써있으니까 맞는 것 같아 별로 그렇게 막 엄청나지 않은데 아 올림픽 파크 로스 광장 6시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6시가 아니잖아 근데 들어갈 수 없다고? 아 들어갈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 아 그냥 사진 찍고 싶다 아, 아 사진 찍으러 온 거구나 하나 둘셋 망했다 브이로그 왜? 이거 딱히 뭐 올릴 게 없는데? 밥이나 먹어야겠다 사진 찍어줄까? 아니 여기는 뭐 별로 아 너무 귀엽지다 아, 아 여기네 여기네 아 내가 아까 거기서 엄청 실망했거든? 그니까아 올만하다 올만하다 유튜브 올려도 되겠다 바닥 이밖에 안 찍었잖아 와 꽃밭이네 꽃밭 어머나 저, 저기 열심히 찍네 사진 <laughs> 열심히 사진 찍으시네 엄마랑 데리고 와 그럼 거기 몇 살? 아그안 올라 그래 한국에? 어나 거기 가서 뭐해? 이러면서 놀러 가는 거지 뭐 그치 얼마나 예쁘지 여기 사쿠라 아니 꽃이 사주는 아 엄마가 진짜 후회한다고 했어 가고 싶다고? 어 사쿠라도 너무 예쁘지 벚꽃만 예쁜 줄 알았는데 음원 때도 꽃이 예쁜 게 너무 많다 음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여기 이쁘다 헬로 원래 그거야 헬로 데이비스 몇 시간 몇분 남았 2분 예 f i n a l 와, 대단할 것 같다. 너무 묵지? 아 차가 깜짝이야 <laughs> Let's go to eat 제이킴 인사하십시오 <laughs> 나이프 코치 입어 하나 둘셋 코치다 아, <laughs> 왠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어 오, 오 여기 뭐야? 저 사람들 다 이프타르 고 있나봐 They are eating 이프타르 어, 없어 이런 거? 안 해봤어 이거 안돼 Finally 얼마 인증 받았어 잘 먹겠습니다 진짜? 음, 개종한 지 8년 정도 되셨대 음. 궁금해 내일 진짜 궁금해 왜냐 한국인데 무슬림인데 내가 만나본 적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 게 어떻게 교정을 하게 됐을까 한국에서 무슬림을 접하기가 어려운데 그치 <laughs> so we went Olympic Park in Chamsil. There was a Lowe's festival and there were so many Lowe's and we, yeah, it was really good. And we took and chicken mom's touch was good too. <laughs> right? Yeah. Yeah. See you. Bye bye. Take care. 안녕. 뿅.